없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방금 저희가 무대를 끝마치고 왔는데요 네, 오랜만에 또 빛나를 무대에서 하려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삐딱하게를 KMF 무, 대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배고프냐? 이게 괜찮았어? 아, 살뺄 거예요 돼지가 4kg 아, 뺄거요 몸을 폈는데 이제 다시 58kg 씌우고 아살 뺄 거예요 왜살 빼? 아니 봐봐 돼지가 무슨 춤추고 있어요 겁나 둔해 보여 <laughs> 여기 숨이 숨이 여기 알지? <laughs> 재한이 형이 살을 뺀다고 하는데 재한이 형이 살을 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팬카페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지한형왜 제 의견은 많이 맞아요? 지한이 형그 어, 비율을 따져서 반대가 더 많다고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걸로 하겠어요 아, 플라워 카펫이라고요 저희가 약간 약간 그 런웨이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저희도 처음 에와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돌출 무대리 꽃길이에요 꽃길 정말 인생을 살면서 꽃길을 걸어볼 날이 얼만큼 아, 있겠어요 예, 예, 예. 이제 가서 어떻게 걸을 거야 한번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삭발하라고 했는데 원래 컨셉이 삭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텝 전체 회의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태호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얘가 이렇게 있다가 근데요 저기 한마디만 할게요 저 정말 삭발하기 싫어요 제가 싫어요 뭐 아 그게 안다니까 해봐 저 아, 싫어요 아, 제가 저 진짜 못해요 제가 정말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제가 삭발하기 싫어요 이게 아 한다고 싫어요 안 했어요 아 이건 해도 아, 전 진짜 못해요 싫어요 제가 못해요 싫어요 싫어요 그랬더니 지금, 지금 이제 스태프분이 아그 태호 너 맘대로 해네 알았어요 한 이틀 동안은 계속 계속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 얼마나 걱정되는데 나 진짜 머리 밀리러 갈까봐 알아? 네. 아니야 뭐 몰라요 몰라요 잠깐만 카메라 좀 꺼주세요 하하하 야 웃지마 아 웃지마 아 식하게 다섯 명이 있을 때 제일 즐거운 임팩트 하하하 일만 걷게 해줘 칼뺄 거다 돼지 됐어 4kg 뺄 거야 4kg